우린 모두 바다로 돌아갈 운명이에요. 용감하게 파도에 맞서요. 제 길은 제가 찾을게요. 심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동족이 날 필요로 해요. 아직도 바다의 노래가 들려요. 꼭 집으로 돌아갈 거야